이야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생각을 좋죠. 네, 나누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왜? 막막하죠? 어떻게 해야 되지? 막막하실 거예요. 저도 그렇거든요. <laughs> 어떻게 해볼까? 음. 음. 음. 제가 또 만든 캐릭터고 저의 어떻게 보면 혼이 좀 담겨있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<laughs> 그래서 이 이상으로 임팩트가 있게 할 수 있을까 조금 싶기는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이 가면을 본다고 이 가면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 망이도 이 망의 이 온전한 망이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뭔가 소유를 하면서 이 마, 망이의 모습도 보여주고 진짜 원래 본연의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거가 좀 음, 뭔가 감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 가면과는 좀 다른 부분의 모습이 좀 비춰지면 좋을 것 같은 야 이 가면 안에 이런 게 있어? 약간 <laughs>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와닿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진짜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몇 번을 고민을 해봤는데 음, 뭐가 맞을까라는 거는 아직도 고민이 드는 거고 저도 솔루션을 뭔가 좀 받아보고 결정을 해보고 이런 거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 자리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저는 사실 좀 진심이기 때문에 열심히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좀 멋있게 해도 멋, 멋지긴 하겠다 근데 여기서 멋있게 어떻게 해요? <laughs> 이 진짜 동글동글하고 똥똥하고 여기에서 멋있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아 그래요? 과연 될까? 와 진짜 많이 가면 벗었는데 이런 얼굴 있으면 와 이거 뭐지 싶겠다 멋있으면 오. 어 뭐지? 멋이란? 아, 제가 생각하는 멋이요? 자기 일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스스로에 대,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확실하게 뭔가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보는 그런 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쵸 어?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이미 망이 눈빛이 와 아, 이거만큼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<laughs> 이거는 진짜 야 이것만큼 살아있는 건 없을걸요? 항상 이러고 계시잖아 항상 이거 벗었을 때 이 몸만 보면은 여기가 뭔가 동글동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동글동글하고 귀도 살짝 나와 있고 뭔가 이렇게 공부 제가 공부에 대한 환상이 좀 있어요 그게 저는 요즘 그냥 언어에 너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러벌하게 <laughs> 그 러발하게 진짜 요리에 관심도 있었는데 그냥 제가 뭔가에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저한테 느껴지는 게 저는 사실 항상 저의 원동력이거든요 뭐 이게 뭐 많이도 그렇지는 그렇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또 요리가 딱그 그 느낌인 것 같아 아니면 진짜 좀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번에 스카이다이빙 나중에 한 번쯤은 한번 날아올라보고 싶은 같이 날 수 있겠어? 그럼 날개를 달아줘야 되나? 벗으면은 사실 벗었다는 것 자체가 큰 용기 아니에요? 굳건한 뭔가 느낌 그리고 그래서 좀 당찬 모습이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벗었는데 눈이 조금 흐리멍텅하면 또 뭔가 제왜 벗었나 벗어나냐 못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났으니까 좀 당차고 야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이야 <laughs> 네. 그 이제는 자기의 진짜의 무대 위에서의 본인의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가면을 벗고 자기의 표정을 보여주면서 춤을 추면 되게 멋진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게 사실 하나가 어울려졌을 때 정말 완벽한 퍼포먼스와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친구는 사실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정이 나오기가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오케이 이 정도면 완벽해 혼자 이제 가면을 벗고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모니터링을 한 거지 이러면서 아씨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이, 이 용기를 가진 거지 어떻게 보면 어, 그럴까? 예. 이게 제일 중요해 사실